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 지금 나를 봐. 달골됐잖아. 원샷 할 때까지 발로 차, 발로 차. 술에 한잔 생각나는 밤. 아. 여러분 소리 잘 들리나요? 아, 오늘은 드리밍 나온 기념으로가 아니라 비가 오는 기념으로 한번 틀어봤어요 김치전을 여러분들이랑 같이 만들면서 더 썰고 이러면 귀찮으니까 이렇게 다 썰어왔어요 소세지 두개 신김치 두컵 부침가루 두컵인데 부침가루가 없어서 밀가루로 대신했고요 대파 5분의 2 그리고 청양고추 하나만 전숑숑숑숑숑 고운 고춧가루 하나 황설탕은 2분의 1큰술 물은 이제 300g 정도 달걀 하나 들을 한 번에 다 넣고 섞어주래요 인정. 이런 볼도 가져왔지 싹 다는 여기다가 고춧가루 여러분 저 배고파서 뭐 앞에 토크 같은 거 없습니다 그냥 만들 거예요 배가 너무 고파 이 녀석을 비벼줍니다 제가 이거 이걸 왜 만들어 먹게 됐냐면 드리밍 작곡가이자 작사가이자 편곡가이자 피아니스트이신 홍성민 형이 며칠 전에 우리 집에 와서 마시다가 배고프다고 찡찡댔더니 이걸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너무 맛있어갖고 형한테 레시피를 이렇게 받아온 겁니다 근데 물이 좀 많아 보이는데 형그 김치전 물 300g 넣었거든요 물, 물이 좀 많은데요? 물을 덜어내라고요? 다섞었는데 형, 그 물 양을 왜 얘기를 안 해줬어요? 거기 있는 대로 지금 있는 대로 하고 있는데 예, 그 강력분 그 밀가루 유통기한 4개월 지난 거더라고 형 제 유튜브 봐봐요 지금 그럼 밀가루를 한 컵을 더 넣을까? 반 컵이요? 알겠, 알겠습니다 형, 야, 지금... 형 드리밍 지금 팬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아 여러분 오늘 네, 어, 저희 준비 되게 많이 했는데 응원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규현이한테도 노래 너무 잘 불러줘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 많이 응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로.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네. 완성되면 사진 보내드릴게요. 이거 형 이렇게 묽은 거 아니죠 원래? 아니, 아니, 진짜 물다 진짜 물다 조, 아, 밀가루 조금만 더 넣어도 돼. 조금만 더 넣어도 돼. 오케이. 형, 그러면 오케이. 네. 저물가루 넣고 올 테니까 팬들이랑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떻게 말을 하려 저, 저 놔두고 그냥 간다고요? 팬들이랑 얘기하라고요? 이게 무슨 상황이야, 이게. 여러분, <laughs> 제가 항상 그 큐티비 나갈 때마다 이렇게 저한테 마이크 주고 도망가 버리는 저런 불편함을 겪고 있어요. 제 말 들리나요, 근데? 아, 나 진짜 미쳐버리겠네. 저 친구 때문에. 아, 여러분, 티저에 저 맞냐고 막 쪽지 보내주셨는데, 네, 맞아요. 그게 저였어요. 지금 다들 어, 영상에서 제 손이 너무 어, 농부의 손이라고 약올리고 네, <laughs> 알고 있어요. 네, 저도 고릴라 손인지 사람의 손인지 조금 헷갈리고 있는 거. <laughs> 아, 그리고 여러분, 작년에 12월 첫째 주인가 규현이가 올렸던 스포한 영상 다들 보셨어요? 진짜 눈치 못 챘죠. 저는 제가 아직 완성도 안 한 곡을 거기다가 왜 물어보지도 않고 저렇게 쓰는지 저 친구 어차피 제 말 안 듣잖아요 아시죠? 고릴라손이라고요? 여러분 음.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고릴라손이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너무 속상했던 게 네네. 이게 조금만 손이 더 컸으면 건반보다 더 크겠더라고요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되게 고생을 많이 한 손이었어요 어. 이 남자라면 날 지킬 수 있을 거다 약간 그런 느낌의 손 죄송한데 제 손을 한 번도 사랑해 주신 적이 없잖아요. 아, 전 형 손 제대로 처음 봤어요 그렇게 자, 요 정도 어때요? 거기서 김치 조금 더 넣고요. 귀찮으면요 아니 안 할 거면 왜 물어봐요? 그러면 김치 좀 넣고 네. 올 테니까 네. 얘기 좀 하고 계세요 <laughs> 저 친구 정말 네 저한테 너무 불편하게 짱이 없는 친구인 거 여러분들 아시죠? 여러분 성민 작가님 손이 예뻐요 누구예요? 저거 거짓말인 거 저도 알아요. 네, 저 여러분들이랑 그렇게 친하지 않잖아요, 솔직히. 맞다고요? 누구야? <laughs> 친해지자고요? 여러분들이랑요. 그래봤자 여러분들 저약 올릴 거잖아요. 여러분들 규현이랑 똑같아서 저약 올리는 거 알고 있잖아요. 뭐 고릴라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 손가락 더붉어지면저 피아노 못 쳐요. 자, 아, 좋습니다. 우리 송민이 형이 또 우리 빈 오디오를 좀 잘 채워주셨고요. 어, 이건 잘 완성되면 뭐 네. 확인 전화 한번 또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드리밍 너무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그렇죠. 한강 김치전. 한강 김치전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근데 뭐 제가 먹을 거니까 얼마나 맛없겠어요, 솔직히. 전 아시겠지만 요즘에 요리계에서 나름 촉망받는 인재입니다. 아, 백 선생님도 인정을 좀 해주셨고요. 기름은 좀튈것 같은데 요리사는 기름을 튀는 거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는 기름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진짜 이거 너무 많이 넣은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많이 들어가야 돼요 저는 기름 맛으로 먹는 겁니다 이게 팍팍 튀면 어떡하지? 아, 엄청 튀면 어떡하지? 조금만 넣어볼까 일단? 요리사는 기름을 튀는 거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전 이 완성품이 품이 어, 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 멘탈 바사삭전 여러분 아시죠? 아, 그 꼴이 나면 안 되는데 자 그래서 한번 돌리고 싶은데 알죠? 저 약간 이 트라우마 있는 거 뒤집어서 될까? 뒤집어서 될까? 어 지금 하지마? 아 오케이 인정 인정 어, 저는 우리 팬들의 의견을 좀 많이 존중을 합니다 하지 말자고 제발 이따가 하자고 <laughs> 이제 좀 이렇게 됐는데 더 있어야 돼 아직? 갈까? 아직 기다려? 저도 한번 실패를 맛봤던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의 그런 정성 어린 조언 A few moments later 이 정도면 도, 돌려도 되지 않을까? 갈까? 고! 간다! <laughs> 간다! 넌 나만의 꿈을 담은 스토리의 돌 아니야 드리밍 저 밝은 햇살을 담은 드리밍 인정? 간다! 잠깐 여기 좀 갈라졌는데? 이 자리 뒤집자 간다! 아 이제 간다 진짜로 아 떨렸다 이제 뭐 앉아서 그냥 돌릴게요. 근 이렇게 자꾸 조각 나냐? 밀리언 조각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잖아요. 지금 저희 어머니를 보고 계세요. 저희 어머니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어머님. <laughs> 뭐 요거 그대로 먹을 거 아니면 한 번 더 돌릴까요? 한번 더 돌려? 아나 이제 잘하지. 넌 나만의 꿈 앉아서 해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아까 그 성민이 형이 비율을 잘못 알려줬거든요. 그런 걸 알려줄 때 잘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대충 알려주면 그 사람만 믿고 의뢰를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실패를 왜 이만해졌지? 아니 잠깐 조각나 그러면 일부러 딱 요 사이즈를 위해 만든 만완서오 그럴듯하죠 오늘 저 성인 안 걸고 그냥 하겠습니다 12시 넘었는데 이 시간에 10대들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있어? 근데 그거 안 걸어도 돼요 아니야 그래도 이게 술 권장 방송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어, 우유를 따라 마실게요 다가 우유를 우유를 따르면 또 이게 또 우유 광고가 될 수도 있으니까 몰래 따를게요 자 우유 따랐습니다 자 김치전 한번 맛을 보도록 할게요 음 우유를 한 잔 하겠습니다 아 역시 우유 속에 딸기 과즙 아 광고가 너무 되면 안 되니까 여러분 또 밑에서 넣을게요 음. 아, 딸기 우유 양이 왜 이렇게 많냐고요? 이게 우유 속에 딸기 과즙인데 이게 그대로 먹으면 너무 진해서 물을 좀 타야 돼요 그래서 10대1 비율로 타면 자 다들 우유 드시는 분 계신가요? 오늘 베르테르 연습을 아침부터 했는데 이 막을 오늘 전 거의 안 해봤어요 그래서 이 막은 중간까지만 연습을 했었는데 배우들 다 같이 우리 앙상블 배우분들이랑 주조연 다 모여서 이막 1장부터 시작을 했는데 1장 끝났는데 안 끊겨요 그래서 계속 진행이 돼요 그래서 2, 2, 장을 했어 이렇게 됐는데 또 자연스럽게 3장으로 연결이 돼요 3장까지 연결이 되더니 4장부터는 내가 안 한 장면이거든요 근데 4장도 그냥 한, 한 거예요 그래서 5장을 넘어갔어요 결국 끝까지 런을 돌았어요 사실 지금 런을 돌 타이밍이 아닌데 함께하는 우리 예원 배우님 원래 지금 런을 돌아? 그 다들 좀 의아했어요 왜냐면 런을 한다고 얘기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진짜 많이 울었어요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내가 눈물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좀 이과에 좀 냉정한 아, 이게 베르테르만 하면 너무 많이 나 살은 좀 빠졌어요 한 2kg 빠졌을걸요? 아, 데뷔 처음 데뷔했을 때가 69kg였거든요. 베르테르 공연 첫 공날까지 그 69kg를 만들고 시작할 거예요. 이특 뭐 은혁이 형, 예성이 형 형들은 뼈 무게도 좀 다른가 봐요. 은혁이 형, 이특이 형은 50kg 후반대로 아마 데뷔를 했을 거예요, 거의. 노래나 한 곡 들으면서 같이 이 분위기 즐겨볼게요. 하... 드리밍 스트리밍 해야죠. 우리 팬들만 스트리밍 하면 어떡해. 나도 같이 해야지. 이번 싱글은 회사에서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크게 홍보를 하지 말자 그냥 힘 빼고 한번 이번 프로젝트는 가봅시다 해갖고 뭐를 많이 안 했어요 근데 음방 안 해요 이번 프로젝트 음방 안 할 예정이에요 근데 해외에 계신 분들은 지금 방송 보는 거 괜찮겠다 지금 낮 시간이고 이런 거 아닐까요? Where are you from? 우리 팬 여러분들 베트남? 어 지금 베트남 저녁 11시 반입니다 스웨덴 아 스웨덴 저녁 6시 반 완전 꿀 인도네시아 11시 반 아 대만은 이제 12시 반이네요 필리핀 필리핀 12시 반 터키 7시 반 지금 딱이다 홍콩 홍콩 12시 반 일부러 부산 영어로 쓰지 마라 어 이란 테헤란 오후 9시 루마니아 7시 반입니다 시카고 시카고 아 여기 아침이네 오전 11시 반이에요 멕시코 11시간 여기도 광주 광주라고 하지만 <laughs> 페루 페루 여기도 11시 반이네 아 남미는 지금 오전이구나 내일 기말인데 몇 번 찍을까? 4번 왜냐면 4번이 약간 우리나라에서는 죽음의 사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좀 하잖아요 그래서 출제위원들이 4번을 많이 넣을 거야 사람들이 4번으로 찍기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4번을 답을 많이 넣는 자 이렇게 하자 아예 모르면 4번 조금 모르면 3번 오케이 아 조삼모사라고 그렇게? 조금 모르면 3번 아예 모르면 4번 조삼모사 생각해보니까 조규현 34살이네 조규현 몰랐는데 34살 여러분 우유 드시는 분들 아... 딸기 우유의 김치전 왜냐면 이게 렇 따르는 장면까지 찍혀버리면 진짜 너무 홍보가 될 수가 있어서요. 잘라가지고 근데 오늘 사실 좀 기분이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 이번 프로젝트를 준비를 한게 그러니까 올해 지금 내야 할 앨범이 너무 많잖아요. KRY도 이미 나왔죠. 슈퍼주니어 15주년인데 뭐 아무것도 안 나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와중에 제가 제 생각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앨범을 그렇게 막 무리해서 내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회사에다가 제가 한번 역으로 제안을 한 거예요. 계절에 한 곡씩 내는 거 어때요?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 그거 되게 컨셉 괜찮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3월이나 4월에 내려고 했는데 제가 OST가 두 곡이나 나와버렸잖아요 3, 4월에 저기 디신까지 내는 게 말이 되나 싶어서 일단 봄은 미룹시다 해서 여름에 일단 처음으로 나오게 가을 노래 아직 안 정했습니다. 지금 사실 저한테 좋은 곡이 꽤 있어요. 팬분 중에 한 분이 작곡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저를 위해서 곡을 써주셨다고 하셔서 회사에서 듣기에는 뭐 아직은 너무 그렇게 특출나진 않은 것 같다. 아 저는 이제 팬이 써준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스토리도 좋고 아름답잖아요. 팬이 써준 노래 부르는 가수. 어, 근데 그 얘기 중에 그건 아직 뭐매 계절에 한 곡씩 여러분들께 한 곡씩 들려드릴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아 중간에 왔는데 이건 뭐냐면 김치전이었어요 김치볶음밥이 아니라 레시피 다시 알려줘요 자 레시피 갑니다 지금 적어 자 지금 적어두세요 자 드리밍 김치전 소세지 2개 흰김치 2컵 부침가루는 2컵 그리고 대파 5분의 2 잘게 송송 청양고추 2개 잘게 모은 고춧가루 설탕 2분의 1 달걀 하나 물 200g 정도 솔직히 인정? 인정해야죠 여행 사진 보는 컨텐츠는 네, 오늘은 아닙니다 오늘은 처음부터 말씀드렸는데 저는 오늘 김치전을 먹고 싶어서 킨 방송이기 때문에 혹시 다른 걸 원하시는 분들은 다음에 와주세요 제가 그러니까 요즘에 쉬는 날이 없어요 일주일 내내 근데 즐겁게 하고 있어요 저는 뭔가 아 나 너무 힘들어 이러지도 않아요 왜냐면 제가 선택한 일이잖아요 SM 대표이사가 되신 타경준 대표이사님의 명언인데 선택이라는 거는 선택하지 않은 거를 감당하는 일이라고 하는 게 저한테 참 크게 와닿았거든요. 사실 만약에 내가 일을 이렇게 많이 하는 거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난 쉴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일을 많이 하고 싶어서 일을 많이 하는데 근데 그러면 투정을 부리면 안 되지. 김치전을 last 김치전 딱 이 한 조각을 다음에는 제가 예전에 예고했던 대로 과거에 찍어놨던 사진들 여행 사진 리뷰와 뭐 그런 이런저런 것들을 또 계속 보여드릴게요 오늘 아 지금 규현 씨라고 2시 3분 인정 자 여러분 이제 슬슬 약속했던 대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 워우 하고 있나요? 여러분 그러면 저는 빠른 시일 내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잘 자요 내 나이 방년 22세. 내게 남은 건 풍류뿐이구나. 술 마셔요? 아니, 아니, 아니. 이런 집이 또 막걸리 맛있게 파는데 어 맛있겠다 그렇죠 아 근데 진짜 기분이 너무 좋다 문제는 점점 취해가가지고 이게, 이게 그러니까 뭐 취하고 이게 아니라 뭐 취했겠지만요 그냥 기분이 좋아